一番長くどれぐらいどれぐらい1週間バイバイお昼食べに来ました 私は今日自由ですねすんちゃんは今日私出ます出ばかねでも昨日夜遊んだじゃん今ランチ食べに来たんですけどこれからすんちゃんも、ね、友達と遊びに行くからご飯ねいるからバイバイ 泣きましたなんで泣くのなんで泣くのめっちゃ綺麗だったよ嘘 어? 루안 아빠 친구야 루안이 아빠 친구 음미하기 알아? 아저 아기 따라 저 데리고 나세요 카레 우동 고래와 키츠네 우동 고래와 야마카케 아, 야마카케 우동

ゆかさん、まやさん、正直言ってくださいね、あの2人、旦那もいるんですね、もし旦那が1人で友達と外に1泊しに行ったり、遊びに行く、まずゆかからはどうですか。ゆかが大丈夫 女の子友達だとちょっと遊ぶって聞いたらめっちゃ仲いい子たちだったら OK なんか2人はよだしんちゃんとその子だけとかだったら嫌だけどだから俺一人で女の子3人だったら大丈夫ってこと <laughs> それだったらいいわそれだったらいいうんそれだったらいいそういうことやねかは外出ても一泊しても大丈夫だし、うん、女の子と遊んでも大丈夫ということですね、じゃあじゃあもうめっちゃ大阪人来ますよ <laughs> めっちゃ大阪人はどうかな泊まりに行くのはいいけど1対1は嫌かも、ね、うん、じゃあ1対3は <laughs> ちょっと待って2対3はよくないとか言って2 <laughs> 対2は2対2も別にいいけどな全然おじゃあ何泊まで許すんですかえー、何泊、うん、3泊4日ぐらい3泊4日ぐらい <laughs> じゃあゆかはえー、ゆか一番長くどれぐらい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играет. Еще кого? Еще кого? 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3泊4日も えなんかありがとうって言われたらちょっとなんかもってなるやまあまあそんな感じで오늘 유카가 제가 외박을 해도 된다고 해서 외박을 진짜 괜찮은 거야 유카? 뭐라 하지 말고

したあの34歳の子供いるおっさんはどうやって遊ぶかってみましょう <laughs> ありがとうかあにゃーと行かないがいい行かないか行 <laughs> ってくるね ってらっしゃいマヤもまたね、うん、ありがとう本当に体ありがとうな大事にして本当に頑張ってね、うん、くよバイバイ Asyik. Tok ngasih. Okay. うわそうなのめっちゃかわ리い ありがとねまた会おうお母さんやよ자 아. 여러분 제2의 고향이자 결박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왔어야 되고 야마다에 왔습니다 공기가 되게 좋고요 어, 마음의 안정이 되고 제가 어떻게 넣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デビューするって から見てくださいすごい 가야 돼 말아야지 <laughs> 가? 가슴에만 남겨둬 아 근데 저좀 심하지 않냐 저거? 아이 이거 가 말어 <laughs> 아 이거 고민하고 있는 내가 참 좀 그런데 <laughs> 야, 어떻게 할래? 저 가? 한번 가? 아니야? 자 일단 좀 고민 한번 해보자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오케이 リアルめなサメうんでもね結構そういうの好きえ可愛い顔してたったねよかったテレビ番組「サマータイムレン好評放送中 어우 야 어우 야 이거 어야 이거 야야야 이거 완전 자, 자동인데 이거? 어, 야 어 야 괜찮다 어야 야,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 야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 이거 어 올라가 볼까? 야, 쉬운 뭐 이거? 어? 점점 갈수록, 오, 머어 뭐, 뭐, 뭐야 이거? 아난 이런 이런 타입이 참넌넌 넌 누구야? 음, 야 이게 <laughs> 살벌하다 진짜 야 이건 문화 충격 야, 기념품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gasps> 음. Aí Ele 그까츠 먹으라고 완전 나 한국인 관광객이다 진짜 <laughs> 일본 초보 관광객 야 말아야죠 자잘 먹겠습니다 아이 Thank you. 외곽은 무슨 What? 집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어? 그렇지? 뭐 아주 잘 놀았습니다 일단 뭐 1박을 원래 해도 된다고 했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들어가야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차가 끊기 전에 친구와 함께 한잔 마시고 우리 유카와 노환니가 있는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기회를 줘도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일찍 집에 들어가는 착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이렇게 일본에서 논다면 뭐 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유카는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또 언제 이런 날이 또 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소소하게 오늘 하루를 끝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카 고마워. 숙소에서 봐. 음, 다음 영상에서 봬요.